태식아 엄마 줘봐 아 무서워 미미 아씨 일로 줘봐 새끼야 여기 여기 잡아 슉 어? 어딨어? 어, 어딨어? 속에 들어갔어 어떡해 어떡해 우리 돼지기 어디 찾아봐 니가 꺼내와 <laughs> 거기 팬이 보여? 엄마 꺼내줄게 자 어디 떨어졌나 어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태식이가 좋아하는 형광펜 주세요 음, 거기 떨어뜨리면 안돼 태식아 차라 잡아